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 p 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왔는데요 어죽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죽이 맛있는 곳인데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중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죽이 나왔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넣어주고요.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주고요 오! 많이 들어갔다. 처 고추장 넣고 있어. 잘 먹겠습니다. ないな 嗯 うもあるん

아, 좋아요.

예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